들어보세요. 따라하세요.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폴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폴이에요. 에요? 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말이에요. 리. 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폴이에요. 폴. 이에요. 말이 리에는 받침이 없어요. 말이에요. 폴 폴에는 받침이 있어요. 폴이에요. 폴이에요. 개, 개에 받침 있어요? 받침 없어요. 개예요. 개예요. 말 말에 받침 있어요? 받침 있어요. 말이에요. 말이에요. À vous de jouer. 고양이에요. 고양이에요. 집이에요. 집이에요. 사과예요. 사과예요. 새예요. 새예요. 책이에요. 책이에요. 다음 시간에는 은, 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다음에 또 만나요.